왜 자꾸 엄마 발밑에 이렇게 숨어 있을까? 엄마 발밑이 좋아요? 어? 엄마 발밑이 좋아요? 찐살리 찐살리 왜 자꾸 엄마 발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? 엄마 간다! <laughs> 엄마 찐살! 这个。 귀여워. 쟤왜 이렇게 신났을까? 와 무슨 야야야야 무슨 송아지야? 왜 이래 너 갑자기? 목마르겠다. 아주 겁이 없는데? 야야 니는 여기 와도 싸우니? <laughs> 신났어